파도 파도 끝이 없는 네. 미담 KB의 그러니까 미담 타임입니다. 어제 제가 또 미디어 헬스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정확히 재현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래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시죠? 이두 운동 할 때 아시죠? 이렇게 딱 해서 서서 이게 팔꿈치 붙이고 이 팔만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미리는 <laughs> 아 형, 형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선생님도 플러스 선생님도 못해 선생님도 선생님도 어, 선생님 이거 이도 이거 이거 잠깐 밖으로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아! 아! 아!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엄청 웃긴 또 뭔지 알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났어. 어. 그 무게도 심지어 가벼운 무게 되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laughs> 아니 심지어 나는 무거운 무게라고 나 하고도 그냥 아 힘들다 이러고 팔 풀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놓자마자 바로 <laughs> 막 이거 이거 알죠? 입에 힘 빡 줘가지고 <laughs> 아 잠깐 그 얘기 중요하지 않고 아까 네. 예. 하던 얘기 하자 하자고요. 예. 하 무슨 얘기요? 네. KB 미담 이상 네, 예, 파도가 끝이 네. 없는 이상 KB 미래. 미담. 근데 규빈 형은 참 착해요 멍청하게. 사람이 그냥 멍청해요. 네. 모르겠어요. <laughs> 뭔 말을 하는지도 아,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는 또 love love 썰 얘기해 줄게요. love 썰을 일단은 같이 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 하 거든요 근데 그 말을 끝날 때까지 한저 100번을 <laughs> 100번. 죽을 것 같다는 말 100번을. 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네. 네.